また合わせゆか、あんにゃん。京都バイバイ。京都バイバイ。京都バイバイ。 Música 健さんはい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大阪なのでお好み焼きを食べますはい こうなることが多いから、美味しい。めっちゃ美味しい。あ、熱い。牛乳。

ここからこう一回見てもいいんですか私あいいよなんかみたいなんだゆかもバイトしなきゃ不思議な国よ 자 아쉽지만 가자 이까한테는 진짜 여기는 아! <laughs> 뭐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의 고향이자 그렇죠 우리 낙하마들에게 놀이터 저는 두 번째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칸은 난 두 번째 <laughs> 일단 오늘 밤에 아버지랑 메이드 카페 어? 참 신기한 곳이야 참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 이래서 좋아 내가 이래서 아! すごい見てこれの自販機しかも700円結構高い さっきあのお好み焼き700円だったよ アナアナ楽しいやっぱ大阪は大好きここね 짜뽀 짜뽀 로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사매 사매? 좋아? 아빠 감사합니다 그렇지 와 자, 마미땅 파피땅이 끼워죠 아, 음, 맞다네 음, 아이, 좋아? じゃあ、まみたんには、まみたんにうして。まみたんにうはまみたんに牛と調して、早く。牛ちはい、いてらっはい、じゃあ、パピさん。はい、またね、どうも。いろいろお疲れ様。本当に。気をつけてね。はい。本当に、3ヶ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母さん。はい。泣くよ。 <laughs> 重いって軽いで軽くなったでしょ重いやはい、きます気をつけてねはいお父さん最後最後まではいはい、はい、気をつけてねはい、はい、また会おうぜまたね うんうん今度ねピザさやりゃこれナさを付き合うそうだね大変だ荷物ちょっとするじゃあ、ロン。ロン、バイバイ。じゃあ、また行きます。中里さん。バイバイ。

パン皆様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 a d 이러니미혼잘있어요이러고아리가또마미파피마타키마스行ってきます すごい早く終わっちゃいました 저번에 우리 일본에 들어올 때 50시간 걸렸나? 네. 아, 30시간인가? 음. 30시간 걸려서 왔잖아 이제 자 이번에 한국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음. 일단은 아침 8시 출발을 했고요 공항에 오는데 뭐 한 40분 음. 체크인 하는데 한 20분 일찍 할것 같다 어, 아직도 사람이 없다 보니 금방 끝났고 가서 뭐 좀 먹고 육화 마지막으로 면세점도 보고 아, 아, 아, 어? 뭔가 우리 셋만 되니까 좀 어색하긴 하다 유카 고향 센다이가 아닌 오사카에서 갑니다 센다이에서 음. 출발하기는 너무 멀어서 제주 직항이나 인천 센다이 직항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힘내서 가봅시다 한번 아, 네. 민나 코베의 이벤트 기대네 <laughs> 마스크 웃기네 한국 行く 브이로그 最近はこんな感じです <laughs> 젊은 직장인놈이 상어죠? 말 잘 들을 거야? 자, 더더 비행기가 하나도 없다 맞지? 동전 털기 빵! 로한 200일 일본 떠나기 5분 전 시원 섭섭해? 실감이 안 나. 나는 이상해 갑자기 일본을 떠나려니 장인 어르신 장인 장모님이랑 이렇게 오래 사본 것도 처음이고 진짜 별의별 거다 했지 온천도 많이 가고 또 한국에서 일이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일본에서 일도 하니까 모아웃 음, 열심히 살아보자고 또 파이팅 이게 한일 부부 국제 부부 미래의 모습입니다 당신들의 <laughs> 한일 커플, 국제 커플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이동의 시간 <laughs> 감안하고 막 결정하면 안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안녕 이륙하기 도전했었나? have a fleet of flights. 자 일단 한국 도착 자 이제 제주 제주 자 김포로 갑니다 이제 제주를 가기 위해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동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이구 어구 역시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길가에 있는 화단, 조화, 나무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제주로 갑시다 일단 비행기는 우리 한대 検査終わりました 아, PCR 네, 검사 잘했더니 울지도 않고 응. 자 이마카라 오티니 카이리마 아, 자 가자 가자 가자 바이바이 짜잔 거칠해야 너 관심도 없지? 그루트가 살아났어 근데 그루트 원래 이 종류 아니었는데 아니? 정말 자 이마 히치지 約11時間そうですねちょっと髪がやばいあ髪がやばいあ間違えいやばいやばいめっちゃすごいすごいすごい大丈夫 Thank <laughs> you.